우리 양영은 선수가 한국인 최초, 아시아 최초로 메이저 대회 우승의 대기록을 세운 대회 4대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아마추어 출전을 허락하지 않는 PGA 챔피언십 대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그 골퍼입니다. 으하하하. 이번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제103회 PGA 챔피언십이 5월 20일 목요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며칠 전 이경훈 선수가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우승하여 극적으로 출전 선수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하하하. 중계방송 내내 해설자가 KHD라고 부르던데 이게 제 귀에 착착 감겨 앞으로 저도 k h d 라고 부르겠습니다. 으하하하 참고로 출전 한국 선수는 2009년도 대회 챔피언 양용은 선수를 비롯하여 안병훈, 임성재, 김시우 그리고 k h l 선수입니다. 대회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16년 2월 PGA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10월 최초의 PGA 챔피언십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아마추어 골프의 인기와 위상이 프로골프를 압도했던 상황이라 미국 프로골퍼들이 자신들의 협회인 PGA를 설립하고 자신들을 위한 최고의 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기획했습니다. 1916년 초대 대회부터 1957년 대회까지는 매월 승부를 가리는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다 1958년 대회부터는 라운드 스코어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2021년 대회 개최 장소는 키아와 아일랜드 골프 리조트 오션 코스입니다. 코스 전장 길이가 무려 7,876야드이고 파포 코스 평균 길이가 거의 500야드에 육박합니다. 코스 길이 때문인지 각종 매체에서는 장타자들이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 이름은 워너메이커인데 높이가 75cm, 무게는 무려 12kg입니다.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트로피와 형상이 비슷한 것 같네요. 주목할 만한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인 콜린 모리카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리는 조던 스피스 2012년도 대회 때 같은 코스에서 8타 차이로 우승한 로리 맥길로이 작년, 재작년 대회 준우승자 더스틴 존슨 등 출전 선수 명단 보니 정말 화려합니다. 로리 맥길로이와 조던 스피스 중 누가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역대 여섯 번째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PGA 챔피언십에는 특이하게도 선수들의 거리 측정기 사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슬로 플레이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경기 속도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일부 선수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누가 우승하든 새로운 역사가 될 PGA 챔피언십 멋진 퍼포먼스와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으하하하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 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